한 써주세요 <laughs> 얘네 뭐야 모찌랑 <laughs> 망고예요 Thank you. 次次 갖고 자야 되는데 그르면 대답 안 해도 이것도 시원할 거야 그치? 네.